저번에서 동물을 구하기 위한 과정 중 덕임은 산이에게 결국 폭발하게 된다. 반면 산이 또한 덕임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덕임에게 분노의 첫 키스를 하게 된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냉전을 향하던 중 덕임은 결국 궁을 떠나 출궁을 하게 되는데 내일 동이 트기 전에 궁을 떠나라. 썩 꺼지란 말이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무슨 소리야? 출국이라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니. 제가 감히 전화를 속였는걸요. 전하께서 궁녀를 속이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궁녀가 그리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전학께 비는 거야. 무슨 잘못을 했든 머리를 숙이고 매달린다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여전히 전화가 원망스러워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대할 수 없으니까. 여범이에요. 영빈자가의 귀한 유품을 함부로 걸 밖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마마님께서 잘 간직해주세요. 결국 덕임은 영빈의 유품을 남긴 채 궁을 떠나게 되고 그런 산이는 덕임이 출궁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덕임의 초소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고 계세요. 뭐? 전하, 이른 아침부터 이에까지 어찌납시었는지요? 성과 덕이 있느냐? 있느냐? 성과 덕임은 어명을 받들어 출궁하였나이다. 성가 덕임이 쓰던 방으로 안내해라. 예. 전하, 이미 떠났습니다. 저 책은 영빈의 유품이라 놓고 간 것이옵니다. 잠시 나가 있어라. 예. 이게 왜 여기에? 전하, 근처에 청양군주의 군가가 있나이다. 오늘 밤은 그곳에서 침수 드시는 것이 어떠하오지요? 전하? 알았다. 사람을 보내. 정영군주에게 알려라. 예, 전하. 비를 피하기보다는 덕임이 있다는 사실에 산이는 청영군주의 사가로 향하게 된다. 전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잘 지냈느냐? 예. 새로운 후궁을 이미 정하셨다 들었사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상원 윤씨인데. 어머, 많이 젖었니 덕임아? 자가, 구하시던 책을 찾아 싸웁니다. 여인이 남장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 모험을 하는데 가서 인사 올릴까?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좋아하실까? 틀림없이 좋아하실 겁니다. 덕임이 넌?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께 받쳐봐. 아니옵니다. 소희는 감히 전화를 실망시켰으니. 그럼 왜 널 우리 집으로 보내셨을까? 세상에 나가 괜한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아. 난 그 아이와 친분이 있으니 받아주도록 해라. 꼭 너라서 살펴주신 게 아니야. 넌 갈 곳이 없었잖니. 전 일부러 모진 말을 골라서 전학께 내뱉었어요. 어떻게든 전하의 마음에 생책이라도 내보려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랜만에 널 보니 좋구나. 널 만나게 해준 비라 그런지 빗소리도 정겹네. 운치 있게 비 내리는 처마 밑에 덕임과 서상궁. 한편 그날 밤 산이와 덕임은 끝내 제외하게 된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명했을 텐데. 내일 동이 트기 전에 궁을 떠나라. 썩 꺼지란 말이다. 송구하옵니다.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긴 넌 도통 날 무서워하지 않지. 두 번 다시 소인을 보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감히 모습을 드러내 송구하옵니다.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간청드리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지? 혹 소인을 보신다면 그저 모르는 일을 보듯 지나쳐 주신다면 감히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하오시면 오만하고 방자한 소인에게 다시 벌을 내리시옵소서. 봐주시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벌을 내리시면 되질 않사옵니까? 그렇다면 네 옷고름이라도 풀어야겠구나. 한 번 승은을 입으면 더 이상 일개 궁렬 수는 없게 되지. 이제야 좀 두려워? 벌을 내리라는 덕임의 말에 화가 난 산인은 옷구름이 벌을 내리려 하지만 끝내 멈추고 만다.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샘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중의이든 연민이든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서로의 차가운 기류의 언어에 담고 서로의 애틋하고 따스한 마음은 독백으로 채운 산더기들 앞으로 이 둘에게는 지금의 위기 이후 행복이 있을지 아니면 위기 이후 잠시의 행복과 함께 또 다른 절망이 있을지 그것은 아마도 이 둘의 운명을 예고한 방 안에 핀 붉은 매화만이 아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